다 넣는 게 맞을까? 넣는 거야? 있어요. 오안 일어난다. h 음. 저 자랑할 거 있는데 여러분 이 가방 아시죠? 제가 영상에서 진짜 많이 메고 다녀가지고 이게 유제라는 브랜드 가방이거든요. 이렇게도 들 수 있고 짧게도 들 수 있어가지고 투웨이 버킷백 이라는 가방인데 안에 수납력도 좋아가지고 정말 정말 많이 들고 다녔었거든요.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유제에서 신상품을 보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<laughs> 넙죽 받았어요.